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팅데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먹을 음식은 닭발이에요 일단 앞에 지금 세팅을 다 해놨어요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뭘 시켜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닭발을 시켰는데 아님 군데군데 좀 전화를 해봤다가 너무 안 되는 곳이 많아서 우여곡절 끝에 한 군데서 된다고 하길래 일단 배달을 시켜봤습니다 일단 세팅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음... 우선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이거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닭발이고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잡곡밥이에요.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맛있겠다. 아 맵다. 아 이게 찍어먹는 소스인가 보다 이렇게 생겼어 짠 음, 맛있다 김에다가 밥 먼저 이거 잡곡밥인데 요즘 엄마가 할보리밥 괜찮다고 해가지고 해주셨어요 아니 지금 밖에 비가 엄청 오는데 방금 재난 문자 와가지고 놀랬네 음, 맛있다 여러분들은 치팅데이 하면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엄마야 저는 그렇게 맵고 자극적인 게 땡겨요 사실 막 케이크나 <clears throat> 빵 같은 것도 먹고 싶은데 그런 게 먹고 싶다가도 닭발, 떡볶이, 뭐 치킨 이런 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촌 레드 치킨 먹을까 레드 콤보 먹을까 엽기 떡볶이 먹을까 닭발 먹을까 하다가 닭발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닭발 시켰어요 음. 왠지 콜라겐이라서 피부도 좋아지고 살이 덜 찔 것 같은 느낌이랄까? <laughs> 그 intro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47kg까지 나갔다가 지금 일주일 만에 44kg까지 빠졌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cheating day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음, 여기 너무 맛있다 처음 시켜 먹어봤는데 원래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으려면 근데 밖에 지금 비가 엄청 와요 비 오는 날에는 집에 있어야 돼 시켜 먹어야지 근데 아마 이거 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양이 또 많이 줄었어요 지금 두 개씩 집어먹고 있어 <laughs> 번개가 장난 아니에요 무섭다 집에 혼자 있는데 배불러요. <laughs>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밥은 다 먹었어요. <laughs> 비록 다이어트 바꾼 게 먹긴 먹었지만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닭발도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계란찜은 좀 많이 남긴 남았는데 <laughs> 그래도 먹긴 먹었습니다.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